뭐해? 희망이 뭐예요? 아이고 희망이뭐 하세요? 뭐? 뭐 달라 그러는 거야? 희망이 장난감 있나 볼까? 그래 보자 희망이 모자? 모자 달라 그런 거야? 아싸 아싸 았어 하나만 모자 주세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방곰이 건데 어? 이거 곰이 거야 빨리 줘 엄마 줘 어. 희망아 이 동생 모자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끊어져요 하지 마요 이거 안 돼요 주세요 엄마 줘 엄마 줘 주세요 말 안 들으면 고양이들이 올 거야 我们国家。